黒石賠償防衛を払うじゃん 2019년 7월 13일 흉가행 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하지 마세요. 제가 방금 이거 만져서 그랬습니까? 지금 제가 방금 이거 만져서 지금 화나 지금 방금 제가 이거 만 黒石賠償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할아버지세요? 할아버지 죄송합니다. 잠깐만. 죄송합니다. 할아버지 저 저기 한 번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저기까지 오셔가지고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좀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저 조용히 나가 있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어디 계세요? 좀 조용히 제대로 비춰 마이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드려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드려 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드려 와 아. 할아버지 계신데 할아버지 뭐예요 할아버지? 할 아. 혹시 제가 도와드리는 게 있을까요?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인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아씨 에이 아. 어. 몸이 어디 안 좋으십니까?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? 말씀 한번 해주세요. 말씀 안해주면저 나가겠습니다. 계속 있으라고 해도 저 있지 않을게요. 저 나가겠습니다. 말씀 안 하실 겁니까? 그럼 제가 가까이 갈 테니까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. 혹시 여기가 어, 할아버지의 터라든지 여기에서 머무셨나요? 여기에서 머물다 돌아가셨어요? 대답하기 힘드시면은 어떤 뭐라도 좀 알려주십시오. 몸이 불편하시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. 대답하기가 불편하시면은 뭐라도 하나 이렇게 뭘 어? 예? 방금 뭐뭐 뭐 하셨어요?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까? 자 여기가 대기시면은 한 번만 소리를 내주시고 대기 아니시고 떠도시다가 이쪽에 계셨으면은 여러 번 계속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비용으로 돌아가셨으면 한번 혹은 다른 사고사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여러 번 흔들어 주세요 뭐 음,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잠깐만 하고 온 이유가 뭐가 내가 지금 담배 때문에 다, 담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은 뭔가 조금 기운 자체가 조금 뭔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갖고 내가 한번 가본 거거든 할아버지 계세요? 계세요? 계시면 소리 좀 내주세요 안 계세요? 아직 계시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계시죠, 계시죠. 예. 예, 예. 근데 조금 뭐가 이상해요, 저는. 이게 그냥 장난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홍키파 좀 쓸게요 와, 나 이제 홍기밥 와, 홍기밥 때문에 죽겠네. 와, 존나 예쁘네홍기밥에서 무슨 시궁창 냄새가 나냐? <coughs> 기운은 아까치부터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기운은 짜까치부터 느껴지지 않았어 요 어차피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여기는 뭐 식당 식당이었나봐요 식당 식당 식당 여기 식당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오늘 아, 일단 잠깐만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와 일단 나갈게요 그냥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여러분들 와